봐. 생일 축하한다고? 알았어 사랑한다고? 알았어 아, 많이 안을 그런 아 줄게 찍고 있어? 응. <laughs> 어, 안 준다 놀라지 마 알았어 아 비싼 거 샀지? 아니 아니 아니 되게 쌌어 그거면 그것만은 확실해 아 얼마야 이거 아니, 너무 고마운데 아니 왜냐면 5만원 차이밖에 안나 아, 그래? 응 어. 이거 사야지 그, 엄마가 던전 못 해줬어 나도 8월 4일날 8월 4일날 기억해 8월 4일날 기억해 네 안녕하세요 unboxing 해보겠습니다 제가 요즘 운동을 많이 해요 맞아, 그래가지고 맞아. 이런 아니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뜯으면 환불이 안 되니까 아직 알아봤어 마음에 안 들어도 환불 못해 아 무조건 마음에 들어 무조건 어, 안 진짜 좋아 제가 요즘 운동을 많이 하고 정품이네요 줘봐 안틀어져 제가 핸드폰에 삼성을 써가지고 삼성 걸 사줬습니다 아 이렇게 비싼 거 쓰면 안 되는데 연다 연다 어잘 안 찍었어 자 unboxing 우와. 어. 이게 막 뭐, 뭐 그런 건가 봐 oh my god 뭐 괜찮다 그치? 어. 어? 어 근데 혹시 이거 필름이 없나봐 어? 괜찮나? 예, 한번 그... 껴보고 다시 넣어야지 제가 이게 기구를 막 쓰는 재주 어? 여기 안에 뭐- 아 여기 안에 있다 확산에 아, 뭐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구나 아 무선 충전기 아. 무선 충전기 이거 갤럭시 충전도 되죠? 이거 아. 비싸요 이것도 이것도 한 3만원 4만원 합니다 아 진짜? 무선 충전기가 뭐예요 어? 이렇게 이걸 이렇게 꽂아 그때 핸드폰을 이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으면 충전이 되는 거야 이게 왜 무선 충전이야? 여기 이게 있는데? 응? 아 연하사라 <laughs> 연하사 아니 그렇다고 <laughs> 이거만 땡 있으면 전기를 어디다 그래 그래서 나는 그뭔 소리야 이렇게 넣으면... 아 껴봐 네 헤어링 좀 해봐 여기 설명서 있어 여기 여기 설명서 뭔가 빈약하게 한것도안 들리는 거 오줌소 아니야? 어떻게 작동하는지 적혀있을것 같은데 간단 사용 근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예, 구성품은 워치2 무선 충전기 설명서 끝이죠 <laughs> 아무것도 안 썼는데 그래? 네, 전원 버튼 아 내가 이렇게 좋은 거 써도 되나 오 무친 핸드폰급 아니 난 이게 별로 안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어떤 사람이 낀 거 보니까 예쁘더라 근데 이게 애플 그거보다 난데? 애플은 너무 여기 네모나거든? 와 우와 우와 우와 반갑대 시작하세요 왜어보려고 그러더라고 래 바로 지금 연결 중입니다 이게 갤럭시가 갤럭시끼리 사이가 좋아 당연하지 어, 애플도 애플끼리 사이가 좋아 놀라는 거 아니야 저거? 어, 진동 온다 제 인생 첫 시계예요 사실 오빠 이제 여기로 카톡 다 온다고 근데 이게 이거 진짜 잘 돼있다 갤럭시 버즈도 열자마자 이, 걸로 들어가지 이 어플도 필름 사야 돼. 나 진짜 필름 없이 못 사. 빨리 사야겠다. 당연히 들어있는 줄 알았지. 아무튼 뭐 이따 해도 돼. 너무 밝아가지고 잘 화면이 안 보여. 갤럭시 드래곤볼이야. 폰을 확인하여 설정을 완료하세요. 되고 있는 거야? 응. 오 어, 찬다. 뭘 다운로드 중인가 봅니다. 이거 제 핸드폰의 기포가 아니라 이 화면입니다. 연결이 좀 천천히 되네 한국인 연결해주고 안 맞는 것 같아 생각보다 생각이 괜찮네 좀안 예뻐서 동글동글하네 난 차라리 기어가 좀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거든 오 됐다 됐다 마케팅 정보는 전 잘 안 받아요 내 워치 찾기 내폰 찾기 무조건 오 음, 됐다 이게 시계 뒤로 가게? 음. 오 무친 아 이렇게 칭찬을 해주네 응. 다시 필름이 없기 때문에 아! 안 끼게? 전까지 안 끼게? 근데 운동할 거잖아 나 운동할 때 이어폰도 안 끼고 배터리 32%에도 10시간 쓸 수 있어 이거 그러니까 진짜 세긴 세다 난 진짜 오래 갔네 이거 말하네 왜? 잠깐 앞에다 두지 말고 뒤로 평소에 너무 커져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무게 무게친다 조금 더 다리 집어넣겠구만 어깨에 힘을 좀 빼야겠는데? 그 팔을 아래로 밑으로 좀 내려 앞으로 보내지 말고 뒤로 보내면 안 되니까 약간 총 내려 어깨 그 상태로